야 버기 소리 버기 소리 뭐야? 우리 우리 우리. 나이어 오케이 오케이. 오빠 팔 안 아파? 어안 아파. <laughs> 아니, 아니 나는 뭐 아, 하고 있네. 언니 언니 일로 와봐. 이거 이거 확대서 봐봐. 배율 끼고 배율 있어? 아니? 이거 이거 확대서 확대서. 배율 없어. 좀 당겨서 봐봐. 어, 어 이게 뭐야? 사소리 유이지? 어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아 이거 엄청 웃겨 자세가 좋아요와 구독 아! 제발 제발 제발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보급을 먹을까? 아 그런 그래도 되 애답이면 애답만 한자로 들어야 된다 아 그, 괜찮지 어, 그래 봤어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 왜왜왜왜왜 반대로 가! 반대로 가! 반대로 난 이미 사이가를 주었어 엄마 나 왜? 반대로 가! 반대로 가라고? 얼마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형형 형 여기 아니야 형큰 공으로 가! 큰 공으로 가! 아니 이렇게 해도 돼 근데? 4번 핑갈 거야 맞아? 기다려. 손손 어, 어, 손 어디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게. 그 봐주는 거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뭘 하실 거야? 그, 아니, 그거는 그 어. 그까지는 오바고 구역만 정해서 그냥. 나나 3번 간다. 3번. 아. 깔끔하게. <laughs> 아 이거 괜찮아. 나 이거를 치킨 먹은 적 있어. 파츠랑 파츠랑 타는 먹어줘도 상관없지. 그럼 그럼 그럼. 어 <laughs> 이거 나첫 플레어건을 먹었는데 이건 총 아니지? <laughs> 아 그 건정이잖아. 아, 아니, 잠깐만, 어 건정이. 건총 아니지? 아 플레어건은 처음으로 먹었어? 어 그럼 우리가 이거 깨치겠다 어. 이번 판에. 오 어, 잠깐만 보급을 부를까? 오오오 좋은데 좋은데. 하늘만 봐 하늘만. 네. 어, 와막 그 이거 그 자세 딱 좋다. 와그 아, 자세. 오케이. 섹시하다 섹시하다. 이야. <laughs> 일어나지 마요. 오빠 오빠 이거 봐 재희 오빠. 떼 꼈어 떼. 뭐라고 있는 거야? 오빠 팔 안 아파? 어, 안 아파. 나지 아니 나는 뭐 하고 있네. 어 언니 언니 일로 와봐. 이거 이거 확대서 봐봐. 배율 끼고 배율 있어? 아니? 이거 이거 확대서 확대서. 배율 봐봐. 없어. 좀 당겨서 봐봐. 어 이게 뭐야? 카소리, 유이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이거 엄청 웃겨 자세가. 아직 쏘면 안 돼. 아 이거 바로 쏠려고. 쏘세요. 아 앞으로 가는데? 뭐야 원래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정확해서 정확해 정확해. 됐다 됐다 불러졌다. 아, 기가 막혀. 갔다 올게. 아 여기 있어 일단 일단 있어. 나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조끼도 없어 조끼 어, 여기. 조끼 있다 가져가 뚝배기랑 여기. 없다. 들어가지 마. 없 아, 아, 아, 아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있어, 있어,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 <laughs> 아 50끼리가 엄청 그러니까 발에 하나 올렸어 심지어 야저 오고 있다 보인다 <laughs> 둘도 빨리 뻥이 타고 백업 칠 준비해 우지로 백업 가능? 출발 준비해 이거 이거 야 이제 빼줄게.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거의 다 떨어졌어 야, 빼줄게. 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거의 다 떨어졌어 <laughs> 오케이, 나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보고 있어 이제 한- 제발 어그나와라. 아무거나 있어다 풀어줄게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아 그래도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만족해야 돼이 정도면 만족해야 돼 오케이 만족 만족 아, 나쁘사고만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쏜다, 쏜다, 가다 가다 가다 쏜다. 가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야나 태워줘야지 야! 야! 타타타타타타 빨리 타 빨리 가가 가가 어디가 어디가 구요? 삼뚝 누가 갖고 왔어? 여기 이뚝 있다 여기 여기 사반핀에 이뚝 대위 오빠가 삼뚝 먹었지 않아? 나 이뚝인데? 나 아니야 어, 어, 나 아니야 어, 안 나왔나 보다 안 나왔나 보다 나 애, 애초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었음 안 나왔나 봐어 1뚝 있다 1뚝으로 먹죠 가자 저기 삼 이뚝 이뚝 있었는데 저기 삼 이뚝 이뚝 있었는데 찍어놨어 4번 핀. 아 이뚝 이뚝 오케이 이뚝 오케이. 언니 구상 없지? 나 구상 한 개도 없어 나 구상 한 개도 없어 언니야 구상 여기 버렸어 아 어, thank you. 어디야? 이쪽 저기자 우 집에 아 뚝을 놓고 왔나? 아나 보네 아 맞다 총알 총알 줘야지 아 총알 줘 총알 줘나 네. 오탄 없는데? 뭐야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어 나한테. 안 걸렸어 안 걸렸어 한혜정은 nice. 형 안에 있는 차 타요 오케이 오빠 나 태워줘야 돼. 나 뻑이 나가리 됐어. 어 서클 올라가야 된다. 아, 야, 아, 같이 타고 올라- 어 어디 쐈어? 어디 쐈어 아까? 아까 사범팀 쐈잖 여기. 다리 또, 사범팀. 다리 또. 그 다리 있다. 아까 그래 그래 로다 건너서 그냥 로다 건너서 이거 먹자 저기. 아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왼쪽에 사람 뛴다 clear 해야 돼, clear. 나 3배, 4배 다 했다. 필요한 거 말해. 나 우질 안 들어가. 우지 4배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언니, 레단만 언니 돼? 잠시만. 언니 일로 와봐. 뭐야? 뭐야? 의심도 안 했어. 아까 티모 티모뚝 쓰고 있었거든. 이제 삼뚝. <laughs> 아, 저기 있다. 애들 보인다. 애들 보인다. 세명 자빠져 있다. 어디 어디?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 우지랑 <laughs> 사이가랑 애미작으로 이거 싸다니. 머리 한 대. 우지 한다 기절. 뭐야? 뭐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겜지 겜지 겜지 겜지 겜지 겜지 겜지 겜지 박어? 저만 믿어요. 어, 나 잡았다. 나이스. 뭐야? 개 떴다. 어? 언니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미안해. 내가 무게 중심 잡 잠깐 내가 떴 할게. 올라와. 내가 내가 무거운 게 아니었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형이 다리 먹을래요, 형이? 타봐 네. 타봐 타봐 타봐 우리 먼저 자리 잡아놓자 얘네가 라스트다 얘네가 보인다. 얘네 세명 카이로 여기서 보인다 내 바로 앞에 하나 있어 내 바로 앞에 살려 아 살려야 되는데. 어 살릴 거야. 그 저기 열막 까놨어. 돌쪽에 있어. 저기 나무에 둘. 나 살릴게. 어 연막. 아 자기장 온다. 힐. 아 네, 네. nice. nice. 어 last one인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와 내가 잡았다. 내가 살려볼게. 아, 살려볼게. 살려볼게. 천천히 쳐. 내가 먼저 갈게 이거. 아 지금 나 이거 사이가에다 무슨 실화야? <laughs> 왜 죽어? <laughs> 어. 아래 있다 아래 어, 오면 다저 머리 보인다 빨리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를 살리던지 잡던지. 이거 걸포 살려야 돼. 걸포 살려야 돼. 기다려봐 살게 갈게 갈게 이거 어떻게 살려? 나아 이거 7초인데? 아니 자기장 느려요 여기 자기장 느려요 이쪽은 자기장 느려 존나 느려 여기는 구상 있어? 너가 마킹 해줘 부상 없어 나 붕대 다섯 개 데릴 거 있나? 일단 하율이 쪽까지 뛰어 하율이 나무까지 뛰어 나 아,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그냥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밑 뭐 돌까지 는데 돌까지 어 Nice! <laughs> Nice! 아니 차 터트렸는데 저걸 튀어나오는지 나 쳤어 nice! Nice. 성공 와 이걸 막고 있네 깼네 nice. 오겠다 ハハハ